오. 야, 와, 와, 와, 다 봤네. 어, 안 돼? 어? 기앤디언 이게 맞냐? 어? 어? 스키 비슷해 오 이겼다 <laughs>